올해는 지나갔고 다시 글피부터 1위로 반장님 네 말도 안돼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아니 운명인가? 완전 멋져 맛있게 드세요 아름이는 정말 이름 그대로 다른 친구예요 약간 저랑 어떤 부분은 맞지 않고 어떤 부분은 맞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뭔가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이제 이제 뭔가 다들 좀 편해지고 가까워졌는데 그 시간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국이 정말 어려운 시국인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다들 잘 버텨내셔서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왼쪽 눈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볼을 못 뛰는데 아이 그거잖아 <laughs> 아...